자 가져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! 어 어! 어! 어!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맞았죠?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아, 이거 이거 비디오 판 비디오 네. 판독 비디오 판독 한번 일단 아, 어, 하고 하자 네. 심판 비디오 판독 VCR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첨단 시스템 2388 slow. 속도로 봤을 때 맞았어, 맞았어. 맞았어. 아 이게 어, 어. 이게 속도가 빨랐다. 어, 유정이가 빨랐다. 때뿅 어. 하고 딱. 유정이가 빨랐어. 속도가 좀 어. 느리네. 유정 씨가 확실히 빠르더라고. 맞아.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의 승자는 어 네. 역시 인정하는 사람이 안답네요. 리에 씨로. 감사합 <laughs> 아, 뭐야? 아, 아, 인정하는 사람. 아 뭐야? 네. 인정. 뭐야? 네. 아자. 예. 아, 전투 의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네요. 아,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 3이랑 오. 오. 오, 오 기선제압. 두 번째 경기. 오! 그럼 난 바로 똥똥똥똥. 아 자리가 이 자리 유리하네요. 왜요? 이 자리 제가 오른손 잡거든요. 네. 네. 어. 네. 하지만 저도 방어로. 지금 아. 선제 앞에서 눌렸어요. 네. 네. 네. 가위바위보. 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왜? 아니 난 반지 칭찬하려 는데 아, 고대로 때려버리네. 어. 반지가 예쁘다고 나 칭찬하려 는데와 어, 아, 이거 억울해 긴 나. 가위바위보 하는데 반지 칭찬을 왜? 나는 난 내가 어? 했어. 갖고 뭐 가는 중에 어? 이게 왜안 아, 움직이지? 야, 안 움직이지? 나는 네, 안 되나? 나는 규빈이에게 뿅망치 맞으면서 표, 표도까지 다 맞췄어. 마인 기성팀의 정말 아, 쉬운 승리가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 반지로 칭찬하려는 거 어, 아 예,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이제 진짜 어, 네, 시작이에요 역대급이 와가지고 가위 바위 보! 아 저 너무 가까이 왔어요 <laughs> 너무 가까이 왔어요 자 가위 바위 보! 오. 긴장되는 순간. 자 가위바위보. 한 번만 더 어떻게 같은 게 나온다. 그럼 뽀뽀 한 하고 가실게요. 가위바위보. <laughs> 왜? 아, 이거 아, 이리시게요한 네, 네, 네.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뽀뽀 한 돼가지고 그저 설레가지고 제가 아. 주먹 나오기만 이제. 아 저는 시겁했습니다. 이거 때리는 줄 알고. 나인 씨 재미를 위해 한 번만 당연하죠. 네. 물러드리겠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1대 0. 네. 자 1. 여긴 여기입니다. 네. 자. 아. 아 이게 뭐야? 어, 왜요? 이게 뭐야? <laughs> 왜요? 이게 의자가 거리가 네. 이렇게 돼 있었네. 아 부정의.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할게요. 아. 그 규빈 씨 더 붙으셔야 돼요. 네. 더 붙어야 돼요. 제가 보기엔 약간 이게 들으면서 될것 같아요. 규빈 씨 더 붙어야 돼요. 아 자꾸 책상에 미시는데. <laughs> 자 가위바위보.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요. 나인 씨가 네. 우리보다 한 두 배 빠른 이게 삶을 산, 살고 있는 그렇죠. 중이지. 그렇죠. 네.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느린 삶을 나인 씨가 굉장히 빠르게 살고 있어요. 네. <laughs> 나인 씨 삶은 어? 나인 씨가 밥 먹는 거 보면 네. 뭐 이렇게 먹습니다. 이거 어. 칵테일 돌릴 때 이거 안 했습니까? 칵테일 돌릴 때 아니죠. 칵테일 돌릴 때. 이렇게 했죠. 네. 제가 네. 핸디캡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어, 떤핸디캡 이번 판에는 네. 제가 목만 내겠습니다. <laughs> 오, 여기서 장난신 김빈 29단 네. 이렇게 네. 지금 자존심 자존심 괜찮으세요? 너무 상한 것 같은데? 아닙니다. 그건 네. 괜찮은데 네. 네. 굉장히 심리 싸움이 아닐까. 그쵸 네. 심리전일 네. 수도 네. 어 어, 그쵸. 네. 아, 그런 거 없이 그냥 목만 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자 가져가겠습니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 아, 목만 낼게요. <laughs> 자, 자, 네. 자, 가위바위보! 보! 보! 그냥 목만 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제 계획 한번 들어보세요. 아니 나또 신기한 게 아니 묵을 낸다고 했는데 본인은 왜 묵을 낸 거예요? 그럼, 무성구잖아. 나인이 평방출 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네. 왜냐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. 어. 네. 그리고 막 묵을 낸다 했잖아요. 네. 저도 묵을 내서 그냥 뽀뽀를 해버려 그랬어요. 아. 네.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네. 그런 나인이라고 네. 어떻게 어떻게 때리 어떻게 때립니까? 동생을 이거 머리 써주세요. 그냥 이거 머리 써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머리써 클로징하면 될것 같아요. 동생도 어떻게 귀여운데 어떻게 때려?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더 세게 때릴 걸 그랬어. <laughs> 그러게요. 진짜 빠르다. 둘다 다르네요. 완전 날. 아, 여기는 못 봤죠. 빠른 거못 네. 봤죠. 여기 역시 turtle 규 남자. <laughs> turtle 규.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요. 네. 우리 배드민턴도 네. 제가 보 지금 임탄 나왔어요. <laughs> 나왔어요. 무슨 본인이 1등을 하고 무슨 아, 아 이거는 아, 이거 는 제가 인정했어 이거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호의를 계속 베풀면은 네. 저희가 둘린 줄 알다. <laughs> 네. 게임 끝나고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. 아, 그쵸. 서로 이렇게 사이도 좋아지고. 그 여러분들 시간 나면 꼭 한번 해보세요. 진짜 네. 재밌어요. 생각보다 소리가 이게 큰데 아프진 않거든요. 네. 그렇다고 또 너무 세게 때리면 또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그렇죠, 그렇죠. 때문에 게임이 바뀌죠. 절교 게임으로 바뀌는 텐꼭 그 <laughs> 시간 나셔서 이런 게임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까지 얼려나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 한 번씩 진짜 망치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. 아 그러면 나 내가 그럼 개인적으로 딱 딱 한 번만 네. 딱한 판만 유정이랑 나인이랑 해봤으면 좋겠어. 어, 아, 그게 엄청 빨라서 진짜 왕중왕전. 가위 가위 보. 오. 가위바위보! 와! 나아시겠 우리 룰 알죠? 한 번 더 똑같은 게 나온다. 그럼 뽀뽀 하시면 됩니다. 자, 가위바위보! 와! 가위바위보! <laughs> 오! 어떻게 된 거야? 너 어, 우리 몰라. 우리 봤어. 어, 나도 몰라. 막았는데 그걸 맞아. 그러면은 와 근데 이건 진짜로 거의 비디오 판독 아니면 볼 수가 없는. 아, 와 진짜 아, 빠르다. 막판? 막판. 여기서 정말 이제 왕이 나옵니다. 네. 자, 가위바위보! 뭐야? <laughs>